들은 세계적으로 동시 판매되고 있는 맥도날드의 BTS 세트를 먹으러 갈 것이다. BTS의 막강함을 최근에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여기 직원분이신 줄 알았는데 오늘 친절하신 할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고 기다려주셨다. 너무 죄송해서 후다닥 들어갔다. 할아버지가 뭔가 주문하시려다가 원하는 게 없으셨는지 바로 내 차례가 됐다. 딱 물어보려고 하니 뭔가 긴장되고 부끄럽고 BTS セットってありますか、BTS セットお願いしてもよろしいあの BTS のセットあります 직원이 못 알아듣자 점점 더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ですか B- BTS の少々お待ちください 뭔가 느낌이 쎄했다. 왠지 당황한 직원의 표정과 맥도날드의 싸한 느낌이 못된 것 같음을 느꼈다. 나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에 그냥 나가서 고기나 먹자 하고 나갔는데 집에서 검색해봤는데 중국이랑 일본은 BTS e 세트를 제외한 국가였다고 한다 내가 좀 더 알아보고 갔어야 했는데 아쉬웠다 그래서 야키니쿠 가게를 가서 갈비 정식을 시켰다 A, B, C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A가 흰 쌀밥과 육개장 B는 비빔밥과 미역 난 미니 돌솥 비빔밥 피 세트로 주문했다 이런 세트가 나오게 되는데 왼쪽에 그릇에 든 것은 된장과 고추장이 미세하게 들어있는 뭐 그런 맛이 나는 장 같았는데 일본에서는 양니모라고 직원이 그렸다 읽어보니 카타카나로 양니모였는데 아마 양념을 일본식으로 풀어 적은 것 같다 일본 사람에게는 양념 발음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리고 돌솥 비빔밥과 갈비, 양파, 당근, 뭐 이망 반쪽 또 오이소박이, 깍두기, 아, 미역국인 구석이었다 갈비를 넣어보도록 하자 현기증이 날 것 같아 난 고기가 들어갈 때 이 반응은 너무 시원하다 소갈비라 그런지 얇게 썰려 있었다 국물을 먼저 한 입 먹어봤는데 기대를 안 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놀랐다 나는 평소에 야채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일본 와서 살아보니 다들 나 빼고 다 밥 먹을 때 샐러드를 잘 챙겨 먹는 것을 보고 내가 이상한가 싶었다 조금씩 먹어보게 됐는데 야채에도 이런 맛이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다 고기가 얇아서 빨리 익었다 일본은 고기를 먹을 때타레라는 양념을 곁들여서 그건 반칙적인 맛이었다 너무 맛있었다 비빔밥도 먹어보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싱거운 맛이었다 깊은 산속에 급하게 나무를 따다가 밥이랑 볶아서 먹으려는 순간에 향초 고추장이 반 숟갈 남은 그런 맛이었다 나도 모르게 돌솥 화염에 뜨끈하게 달궈진 부분에 손을 대버렸다 솔직히 너무 뜨거워서 소리칠 뻔했는데 동방 A지국의 매너를 지키기 위해 이 약물고 참았다 립두식? 안주앙 이것은 레몬이다 일본은 고기를 먹을 때 레몬즙을 뿌려 먹기도 한다 난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마는데 그냥 그렇다 피망과 당근 사이에 고기를 껴서 먹으면 나만의 고기 보쌈이 된다 고기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맛이다 이거 깍두기의 맛은 원했다 맵진 않고 시원한 깍두기의 맛이었다 계산하면 입가심 사탕을 준다 기분이 좋았다 가기 전에 공원을 들렀다 나 빼고 평화로운 것 같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일본에 온 지 벌써 500여일이 지나고 있는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다 본격 까마귀 불 까마귀는 의외로 똑똑하다고 한다 TMI지만 일본어라는 가라스이다 갑자기 까마귀가 내 쪽으로 날아오길래 당황해서 카메라를 껐다